제습니다 김영중김영중 음. 날치입니다.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께가 어마어마하고 아, 아, 아, 저 그 꼬리를 잘라줘야 돼. 꼬리를 못 먹으니까 여기 얼굴을 보면 세모나게, 세모나게 이렇게 이렇게 자를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여기를 다 자르지 말고 맛있지 않나요? 갈치 잘 돼? 큰 거가 조금 힘들어 만들어 아니 하고 싶냐? 조용히 해라 됐어 비교 비교 비교 영상 할까? 비교 영상 비교 영상 아너 잘 되라고 내가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배려 안 해도 돼 응, 미끄러 워 물좀 내려가게 응? 이 이발을 못하겠다 자꾸 이발을 못 시키겠어 와 기네. 이거 왜 이렇게 잘 먹겠지? 그 이빨 조심해 이빨? 이빨 다 먹었는데? 그리고 이빨을 만질 일이 없는데? 모르겠다 혼자다가 앙 하고 해버리면은 얘가 살았다고? 어? 얘가 살았다고? 아니 나 갈치 입밥이 따거예요 음... 얘 잡식이야? 육식이지 얘가? 응 음. 아빠 진짜요 그러니까 갈치를 잡잖아 그럼 조그마한 게 잡히잖아 그걸 폰을 떠 그래가지고 낚싯바늘에다 그걸 끼워갖고 던지잖아? 그러면은 깔치가 물어. 그것도 네? 어? 뭐라고? 같은 같은 깔치 살을 먹는다니까 애들이 지네끼리도 먹는다. 아, 아 어제 오빠 그때 꼬리 물었다 그랬지? 지네끼리. 지네끼리 먹 물어. 나 근데 왜 갈수는 안 물었어요? 나를. 모르겠다. 모르. 잘 커져 있어. 어, 그 비상한 사람, 음. 비상한 사람 못 타겠다. 와. 나보다. 어, 뼈가 엄청 단단해. 조림용이다. 이거? 어. 근데? 그 이거 구워 먹어야 될 거야. 조림용이지, 그런거면 아니 두꺼운 애들 살 이렇게 이렇게 뭐냐 퐁퐁한 애들 있잖아 퐁퐁한 거는 그거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졸임해야지 졸임 고사리 넣고 그냥 어우 무 썰어 넣어가지고는 몸에 엄청 이거 아버님 좋 해드려야 돼 응? 아버님 어, 해드려야 돼 감자 감자 좀 넣고 무 넣고 하던만 해봐. 제 겁니다. 그거 말고 김명중. 김명중, 김명중. 깔치입니다 네가 만 잘 먹는 깔치야. 그럼 먹지 만 엄마. 그러면서 너도 맛있게 먹을 거냐 <laughs> 그래, 안 그래? 그래, 안 그래?